맛있고 음. 안녕하세요 예쁜 남자 브리트맨입니다 오늘의 메뉴가 순살만 건격 치킨집에서 세트를 시켜봤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도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늘치킨 무슨 밀라흐마나힘 맛있다 음 약간 마늘 맛이 나고 맛있어요 부드러워요 마늘부터 얘가 더 맛있어요 음. 치킨이 맛있고 음, 치, 음, 치킨이 맛있고 닭고기 냄새가 안 나요 맛있어요 양, 양념치킨 와우 양념치킨도 진짜 맛있어요 아 치킨 양이 너무 많아요 진짜 얘는 어떤 치킨인지 모르겠는데 음, 저한테는 안 맞아요 감자튀김 양이 진짜 많은 것 같아요 이거는 이거는 음 3명? 3명 진짜 배부르게 먹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알함드릴라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아 정말 양이 너무 많아서 지금 제가 30% 정도 먹었는데 배불렀어요 여기 나 생각엔 그냥 3마리? 3마리 치킨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네, 아 추천드립니다 네, 항상 행복하세요 안녕